가득할 때 내게 남는 한 가지 빌려받은 시간은 갚을 수도 없 Ramana 희망이 있어 이어받은 시간은 다 쓰기 마련인데 싸우며 힘 빼기보다 사랑 남은 것이 별로 변치 않은 나의 삶에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짜증나고 힘이 들어도 그런 삶에 희망이 있어 빌려받은